이렇게 작동실수와 스타미를 알아보았는데요. 와, 역시 전동군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감동과 리얼리티는 GB를 따로 올수 없을 것 같네요.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